식세기 암흑의 배 보컬 뮤지컬 배우 가수 여러분의 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둥 오늘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이렇게 아주 귀한 친구들을 모셔봤는데요 여기 파리바게트 이 친구들과 BPL 아니에요 제가 자주 즐겨 마시는 서울 우유 초콜릿 초콜릿 맛 서울 우유 딸기 맛 서울 우유 처음에 제가 뮤지컬 가서 많이 마셨었는데 선배님들이 저한테 애기냐고 놀리셨어요 어디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리고 허쉬 얘는 진짜 달아요 얘는 코코아 파우더가 0.25% 예뻐요 예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얘는 흰 우유 호비가 있네요 방탄 호비 최근에 이제 온아 뮤비 장난 아니에요 원래 이거 진이 그림 있는 사진 찾으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것도 겨우 구했습니다 네 레모나도 또 달면 사시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맛있다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요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무엇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이제 이번에 신상이래요 Mm -hmm. 음. 파리바게트 대박이에요 여기 피자빵 보시면은 여기 찹쌀 그거 있어요 찹쌀 어, 쫀득 쫀득 아주 그냥 파리바게트 사장님 마이크에 하울링이 일어나가지고 호박고구마 서울우유 서울우유 호박, 호박고구마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할려면 할 음. 아, 피아빵 콜라인데 와 뭐야 갑자기 빨간색이야 우 딸기고 크림이고 그냥 초코고 그냥 아주 그냥 이때 딱 레모나를 먹어주면은 호비 크림 있으면 다 팬들이 다 좋아하실 텐데 아 여기 있네 머리가 옆에 보여 이렇게 위험해요. 와, 진짜 먹방하는 분들 이만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와. 캔님 오늘의 아이캔듀 도전은 여기서 종료인가요? 딸기도 싫고 초콜릿도 싫어요 빵도 싫어요 아니 화이트데이 기념으로 지금 도전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안 먹어서 되겠습니까? 화이트데이 싫어요 다 싫어 딸기다 나오겠다 딸기랑 딸기랑 초코가 나올 것 같아 어 얘가 안되겠다 아, 아 지금 뱃속에 뭐가 살아요 지금 아, 어. 먹고 다 크림이고 빵이고 다 먹었는데 남은 것들은 제가 가져가서 우리 애기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트데이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먹었으면 하는 그런 먹방 뭐가 좋을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말해봐겠다 CF 끝 찍긴 글렀다